덩어리들이 나와 있는데 아 여기 구멍이 뚫려 있구나. 나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애들이 일로 가네. 아 이거 뚫어줘야겠네. 자 렌치를 가져가 봅시다. 병아리 새끼 되게 귀엽다. 아우. 이거 딱이야. 못 나오겠지, 해결. 해결.